뜨거워 <laughs> 좋아요와 구독 근데 방금에 얘는 경박사 못 시켰을 거야. 음. <laughs> 여기 있는데? 아. 아. 개잘 써. 핵이네. <gasps> <gasps> 야 뭐야 이거 뭐야? 야 뭐야 <laughs> 이거 뭐야? 야야 얘 순간이동이. 까야 이거 뭐야? 한열발 쏘고 장전하면 되니까 발소리. 창고 안에 한명 있는 것 같은데 있네 달려고 이 자식 너내 유튜브 봤니? 이거 먹었다. 차 뺏긴다. 야, 네, 네, 동규야, 그거 못 먹는다. 일로 와라. 어, 뺏겼다. 야, 나, 나, 나, 나 분명 태울게. 어, 분결 나. 어, 확인, 나 M4 있다. 야, 다 잡아. 이거 네가 차 막아줄게. 타다 탔어. 차, 타, 타, 타. 빨리 타. 막아줄게, 막아줄게. 아, 속도 안 되나? 우리 오토바이 와 까도 찼네 아, <laughs> 네명다 네 있는데? 알어 냈어 알어야 저거 막았다 저거 막았다 막았다 막았다 총 언제 먹었어? 하나 진짜 이거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미쳤다 예! 지원이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사악 먹었다 오늘 끝나고 한번더보고 카고팔 아니었냐?

아나 뺏긴 거보다 제가 죽은 게 너무 그 웃긴데? 1 0 감사합니다. 나는 저기 엎드려서 버티는 걸 잘 못하겠어. 차라리 여기 이 집에 이판사판 붙어가지고 얘를 짱먹 얘를 죽이는 게 낫지.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? 허이. 두 팀, 두 팀 우리 다, 다 우리 동시인데? 와, 뒤에 또 따라온다. 왜매나 미, 나 죽었어. 뭐야 아 살았다 내가 봐줄게 응. 어 안되는데 어. 저좀 때렸어? 어... <laughs> 아 에임 지린다 헤드샷도 어떤데 헤드샷 <laughs> 슈퍼 세이브. 가자. 어.